네. 둘다 섞고 싶은데요 너무 상극이에요 믿음직한 아들 두고 싶다 그럼 규빈으로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말괄량이나 약간 아, 자유로운 영혼 못 말리는 애전 용수를 택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 저는 그냥 혼자 살겠어요 하고 키워야 돼요 어, 어, 어, 저는 독신주의자입니다 다섯 살 옥진이 영수 진짜 손이 내 손이 벌써 아파 왜냐면 하도 애들 궁뎅이를 어, 궁뎅이를 때릴 생각하니까 내 손이 더 아파 지금 얼마 주는데 얼마 얼마에 얼마에 주며 내가 내가 내 돈 내면서 걔네 키워 어휴 그 손해 보는 장사안 돼. 용소리네가 네? 좀더 위험하다 하지만 제 위험한 용소가 아 옥진이 <laughs> 제가 봤을 때 용수는 지금도 어린 아이 저희 형들은 돈을 주면 키울 것 같습니다 엄마가 김치만 주면 울음을 쳤게 밥 먹을 때 김치 없으면 항상 울었다 했는데 리에 키우세요 살옥신 선택하셨다는 소문 들었는데 용수 선택했잖아아 선택했어요 왜냐면은 어, 그러면 안 되죠 비교할 필요가 <laughs> 다섯 살 규빈과 네. 다섯 살 지성 네.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둘다 아니요 키우지 아니요 않겠습니다 아니요 왜냐 왜냐 네. 다섯 살 지금 딱 봐도 말안 들을 것 같지? 어, 제가 제가 근데 저는 다섯 살 때 굉장히 네. 순했어요 요 아니야 내가 나 <laughs> 요거 <laughs> 이거 캡처는데 아, 너무 많이 안 들었어 그 주먹벌이 네, 주먹 찍어 근데 야너나 뽑으면 죽어 약간 이거 회장 때 종교, 초등학교 종교회장 출마사지 그니까저 그거 하고 네. 종교회장 네.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네. 저는 다섯 살 지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살때 네.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?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제가 독해졌어요 저는 다섯 살 지성을 선택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음, 감사드립니다. 어, 선택도 저안 뽑았잖아요. 복수예요. 네. 그렇죠. 아.